우리 예비 이 관리를 어떻게 고마 어젯밤에 이 닦고 잤어? 몰라? 음, 어떡해 이 아우 이 해봤어? 음, 매일 거르지 말고 이 닦아야 되는데 고민이다 어떡하지? 너도 고민이지? 고마